제가 오늘은 현출이 스튜디오에 와 있는데요 첫 번째 룩북을 찍으러 왔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고고고고 Um,

억지로 찍는 브이로그 어, 그리고 억지로 찍는 <laughs> 내가 룩북 찍은 거 언뜻 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너무 귀여워요 저는 이런 거못합거다 아, 충분히 잘할 것 같은데 <laughs> 안본줄 알아서 봤어? 근데 저는 못하거든요 왜, 왜? 어디 가세요 이제? 제 집에 가려고 <laughs> 가서 편집해서 언제 올라오시는 거예요? 아니. 하고 부어있을 때 편집하려고 찍은 거야. 아, 진짜? 그 좀 많이 찍어야 되는데.